시간 걸렸네 대수술이었네 대수술 윤곽하고서 첫날 치고는 진짜 붓기도 없고 되게 예쁜 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뷰에서 촬영하게 된 정도현이고요 눈이랑 코 재수술이랑 윤곽 하러 왔어요 아, 눈 되게 이쁜데 눈 재수술이에요? 아니야 눈은 사나워 보여가지고 그냥 상담 받을게요. 싸납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, 주위에서? 웃고 있지 않으면 좀 싸납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. 막 싸가지 없다고 했다고? 띠껍다. 띠껍다고. 하게 되고 싶어. 코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이게 비친다고 들어서 어디가 비치 거야? 여기 그러고 이렇게 쉬어서 아, 옆으로 살짝? 아니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살짝 퀜게 있어요 그리고 윤곽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? 윤곽에 대한? 포토샵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포토샵 <laughs> 할 때마다? 여러분 인스타가 진짜 이뻐요 <laughs> 수술 끝나고 따로 연락 드릴 분은 없으시죠? 오늘 제가 계속 보호자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웃지 말고 빨리 말해줘요 뭐라도 만들어줘 뭐야 너무 설다 항상 맛없이 각오하고 해야 돼요 왜요? 그 정도예요? 표정이 바뀔 거야 이걸로 수술하는 거랑 일단 수술할 때 입안으로 할 거랑 이번 입안이 끝이야 한실형할 아. 거예요 <laughs> 정신 차리시고요 일단 이쪽이 라인이 좀 더 크니까 이면에 맞춰가지고 같이 할게요 현재랑 위지가 많이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. 이렇게 네. 하고 뭐 흉터 같은 경우는 메몰 쌍꺼풀 이거는 사실 구멍만 뚫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흉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나중에 거의 안 보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마취 주사할 때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재워드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안 자는 게 좋아요 그때만 잠깐 자고 수술 중에는 아픈 건 없어 제가 눈 떠보세요 하면 조금 떠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감았을 때 모양도 중요하지만 떴을 때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떠봐야 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? 네 없어요 없어요? 알겠습니다 엄청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을못 먹어요? 네? 배고픈데 못 먹을 걸 내일부터 먹을 걸 두유 같은 거이렇게 슬퍼한다고 걱정 <laughs> 걱정 친구들도 수술한 애도 있거든 수술하는 거 알아요 오늘? 아니요 얘기 안 했어 모르지 유튜브 보고 연락 겁나 온다 와 이거 공유 와가지고 이거 봐봤냐고 진짜? 나도 우와. 다음 주에 출연하는데 이렇게 하지 에? <laughs> 와 정말 신기하다 <laughs> 그래도 찔렸어요 나도 바뀌어서 올게요 수술이 1시에 끝났어요 새벽 1시에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눈 붓기 빼느라고 위에도 아이스팩 해놓고 사각턱 붓기 빼느라고 거기도 아이스팩을 해놓은 것 같아요 3시가 돼갑니다 도현 씨는 아직도 잠에 빠져있네요 눈 떠보세요 번찬 정신 좀 들어요 음, 눈 부셔줘서 한번 떠보세요 눈부시면은 물좀 어, 와줄 수 있어요? 물 4시에요. 제가 갖다 드릴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? 엄신질 문제 좀 차려보세요. 음, 너무 많이 들었네. 아, 근데 광대 엄청 줄어들 것 같다. 벌써. 어? 아파? 눈이? 턱? 어? 목이 원래 제일 아파 호스 넣어서 못 견디게 아파? 이 정도 아니고? 졸려? 근데 왜 계속 잠들어? 목이 아파서요 손가락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 도현 씨는 목이 마른 상태고 목이 매우 아픈 상태예요 물을 원하는데 1시간 반 있다가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좀 멍이 많이 들었죠? 되게 코도 독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대가 줄어들 게 보여요 진짜 이쁜 얼굴이 될 것 같아요 3, 2, 1 한나치는 진짜 붓기도 없고 되게 이쁜 편이다 아, 우 아파요 어떤 게? 이 아니 입 아니? 방금 뭐 해서? 아, 방금 뭐 해서? 아빠 아빠가 너무 죄책감가지고 쳤어 신발 <laughs> 거의 못하고 있는데 코 어, 답답하고 지금 피똥 뽑아서 입안 잡고 아프고 잠은 다 깼어? 아니요 언제까지 자려고? 정신에게 힘들어 그냥 좀 자고 싶어 몸 진짜 많이 자는데 새벽 내내 배고프니까 여기다가 최대한 귀엽게 빨리 말해줘 이얼 걸어? 응 사실 빼빼빼 때 너무 힘들어요 많이 아프진 않죠? 생각보다 아프진 않는데 이번 커피통 제가 꼬맬 때 너무 아파요 알았어 다음에 2편에서 이쁜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아이고 병원 갔다 와서 여기가 여기랑 여기 쪽 많이 남았다고 들었고 놀러 가면 붓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빠져서 봐요 안녕